야, 수혁아! 뭐야, 맹수. 괜찮아? 홍선이는? 미안해. 야, 씨발! 홍선이다. 저기 어디야? 미쳤다! 씨발! 멀쩡한 놈 하나 없어. 다 좀비야. 아, 뼈, 뼈! 아, 씨발! 야, 쏴! 쏴! 야, 씨발. 야, 정산아! 용신아! 안 들린다고, 이 대수야. 이 동생 찾다 우리가 먼저 뒤지겠다. 야, 이정상! 아, 안 들린다고. 김수야, 됐어. 깃털이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어? 확인했으니까 다른 데도 좀 보자 절망하지 말자고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잖아